미다저 <laughs> 어떻게 죽이지? 아, SI키로 잡을게요 그냥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계자님 별풍선 계자님 100개 감사합니다. 축 이마 왜 이렇게 넓어요? 게임하러 가자 소나님 아 그럼요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보여긴 보여요 여기 갈까? 여기 갈까? 노! 그리고 마, 말부터 가자 이미 내렸나? 오네 이제 오네 14발밖에 안 남았네 나이스 와 일찍 집으로 들어 뒤로 갈줄 알았더니 너도 지글지글 <laughs> 지글자 보글자 지글지글 보글보글 짝짝 연국 언젠간 한 행동처럼 당할 거야 당해도 괜찮아 난두 배로 하면 되는 걸 <laughs> 간다 스노우 길리 획득하고 입어보고 버릇이 천한개 <laughs> 빅캔디 가끔 오면은 뭐 다른 다른 RPG 맵에서 다른 데 이동한 것처럼 그런 느낌 나지 않아? 뭔가 되게 좀 되게 신선하다니까 왜 사람들 빅캔디 많이 안 하지? 어 온다 그분 그 하늘 흰 색깔 길리슈트 신고 온다 빅캔디 자동차? 필요 없지 와 예쁘다 그치 공장 같아 아, <laughs> 아 썩은 길이야 나 스랑 쓰고 싶은데 아, 애답 애답 쓰기 싫은데 아, 애답이 별아 애답 괜찮 괜찮은 것 같아 잠뚝이 많으니까 천사 같은 걸프게 천사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온다 누가 온다 쏜다 너 이 자식 아이템 맞냐? 와잘 쏴. 이거는 발사 무서워 아그 숨을래 <laughs>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숨겨왔던 나의 소중한 산조끼 딴 채우고 피하지도 않고 날눌러보는구만 어허 보급 떨어지는 못 봤네 흰길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 저기 보급 떨어진다 애답 애답 미션이 있었구나 어 사람 뭐야 얘 사풀을 전혀 안 하나봐 대답을 안 하는 줄 알았어 <laughs> 부끄러우니까 아 놀래라 자식아 이 자식아 아,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네 차차어 자기전 미쳤는데 자기전 진짜 미쳤는데 뽑으라고 쏜 건데 해드자아 삼촌께 다시 사야 얘좀더 간다 아! 개잘싸 <laughs> 아니 저 누가 먹을까봐 온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화염병. 벌보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내 말이 밖에도 못 나가야지. 조사다리. 아우 이 집 별로다 야. 나 이제 이 집안 있어야겠다. 미쳤어 저기 있다 하나 하나 아사 이렇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한 방에 가야 된다 응? 찾았다. <laughs> 저 어떻게 죽이지? 아, SI킬로 잡을게요, 그냥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어떡해. 왜 저러고 있는 거야. 아. 아,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미치겠네, 진짜. 나 조지지. 아,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바보야. 와, 나 한 명이 마지막에 안 보여가지고. 아, 진짜 큰일 났다. 얘 왜 나 위치 알면서 왜 아무런 조,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지? 라고 생각했는데. 아! 아이 친구 몇 kill 했는지 볼까? 아 초반에 kill 많이 했는데 그래도? 이 친구 엄청 못하네 아. 잠수 kill 먹고 기어다니는 친구였어 킬 대신 잠수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았다 <laughs>